오늘은 어... 생각은 안 해봤지만 모르 일단 꼴리는 대로 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계단 down 어때요? 어? 계단 업, 업 해서 다운? 업 해주고 돌아서 down. 오케이 자. 네. 와. 와. 슈퍼 세이브. 슈퍼 세이브. 킥플립 50 180 하고 해볼 오케이.